계신가요? 아우 예. 663분 들어오셨어요. 야호. 어, 어. 저희 저희 굉장히 할인반. 어. 네, 어, 맞습니다. 그렇게 네. 괜찮잖아. 야호. 어, 대단했어. 오, 지금 1,200분 들어오셨다. 어, 네. 자, 모두 박수! 미스 안녕하세요 템페스입니다 네 저희가 시작부터 아주 힘차게 박수를 쳤는데 네. 왜 박수를 쳤냐 왜 알려드리기 전에 한 번 더 박수 아, 네,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러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어, 나중에 꽂고 나 나나나 네, 나중에 꽂고 자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템페스트의 굿즈가 나왔습니다! 네. 핑크스의 네. 정식 굿즈가 나왔습니다. wow. 그래서 오늘 그 굿즈를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시켜드리려고 왔습니다. 예. 네, 템베스트의 정식 첫 굿즈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 너무 두근두근 거려 너무 두근두근 거려 네, 네, 감회가 새롭지 않습니까? 네, 너무 좋아요 지금. 아 진짜 이, 런 날이 올 줄이야. 네. 그러니까. 자, 저희가 그럼 굿즈를 바로 네. 보여드릴까요? 네, 어, 네. 좋아요. 바로 네.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준비해 주시고. 어, 이거지? 뭐야지? 어, 이게 당긴네. <laughs> 어, 이게 내 거다. 짜잔. 저희의 첫 번째 굿즈 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짜잔! 알차죠? 알차죠? 하나가 네. 아닙니다. 네.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예시로 네. 혁이 형 거를 아, 네. 오픈하면서 어떻게 패키지가 구성되어 있는지 어, 설명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예. 자, 지퍼백을 여시면 자, 자, 먼저 인생 네컷. 인생 네컷. 아 그리고 모두 <clears throat> 교복창입니다. 교복. 어, 네, 네. 교복창입니다. 인생 네컷이고요. 그리고 아크릴 키링. 음. 아크릴 키링 키링입니다 wow. 예. 사인도 있네요 맞아요 포트카드 포트카 포트카 마지막으로 학교 명찰 명찰 명찰입니다 띵찰 네. 이렇게 총 4종이 있네요 이렇게 어 맞아요 네 4종입니다 네 여러분 어 이거 한번 가까이서 보여주세요 파랑이도 한번 가까이 가서 보여주시면 네. 네. 자 사진 보시면 네. 패키지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4개로 되어 있고 음. 보시면 명찰 그리고 학생증 같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시면 여기 포토카드 그리고 인생 네컷 이렇게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혁이 형이 말해줬는데 사진을 보시면 저희가 베넬 러브 안무 촬영했을 때 당시 입었던 교복입니다 네 교복이고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들고 다니는 학생 증과 교복에 차고 다니는 명찰을 함께 만들어 봤어요. 네. 자, 아,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짜자잔. 지금 저희가 들고 있는 것들은 모두 샘플이고요. 네, 샘플입니다. 어, 나중에 이게 정말 공식적으로 판매가 되기 시작하면 여기서 사진이나 작은 디테일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살짝 변경될 수 있죠. 네, 유의해 주세요. 네. 자 이렇게 사진들이 있고요. 네. 네, 와 각자 사진들을 다 보여드릴까 봐요. 네, 이렇게 네, 인생 내 것 한번 모아서 짜잔. 가까이 가서 보여드릴까요? 네. 네. 이거 제가 할게요. 네. 또 테레도 다 네. 모아서 한번 네. 보여드리겠습 찬양은 한 달씩 보여드리요 한번 보여주세요. 가까이 가서. 짜자잔. 짜자잔. 괜찮은 거죠? 거랑 한민이 형, 오 잘 나온다. 오 화랑이 거, 아주 잘 나와요. 형섭이 형 음. 거, 네루 루. 그리고 마지막 테레까지 음. 네 이렇게 예. 오. 이렇게 인생 내 컷입니다. 네. 찾아봐 주세요. 예. 내꺼. 내꺼 내꺼 내꺼. 짠. 자 그리고 두 네. 번째로 네 이제 이 키링이죠. 키링 아크릴 키링 있는데 네, 이거또 네. 은찬이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 네. 가까이 가서 가까이 네, 가까이 가서 주세요. 키링. 키링 키링. 은찬이가 보여주고 싶은 게 있대요, 여러분. 네.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쓸 때 필름을 이렇게 오. 어. 오. 와. 제대로 음. 됐어. 완전 언박싱. Yes sir. 언박싱 소리. 네. 매끈매끈해. 자 이렇게 필름을 떼서 아. 매끈매끈해. 필름이 지금 붙여져 있는 상태고 네. 필름을 떼서 쓰시면 됩니다. 네, 떼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여기 뒤쪽에는 그 저희 사인도 들어가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 바코드는 네, 무슨 의미를 뜻하는지 사실 저도 잘그 모르겠어요. 이거 바코드 찍으면요 네. 여러분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굳이 안 네. 찍으셔도 됩니다 네 맞아요. 네. 멋입니다 멋 네, 근데 혹시 몰라 무슨 모스보일지도 몰라. 아 그렇죠 그럴 수도 음. 있죠 그리고 저희가 이게 컨셉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위에 TPSC가 적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템페스쿨. 템페스쿨. 네. 템페스쿨입니다. 템페스쿨의 어, 학생증. 네. 그리고 이번에는 뭐냐? 명찰이죠. 명찰. 네. 테리가 가까이 가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 네. 명찰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뜯어서 보드, 보여드린다고 했나? 그쵸? 네, 네네. 안, 안 볼래도. 네, 우선은 어, 잘 보려나? 네 어, 테레 명철이고요 여기에 음, 제 생일이 써있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는 어, 3, 2 어, 3학년 2반입니다 3학년 2반? 네 여기 제 얼굴이 있고요 뒤에는 여기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죠 한번 네. 껴보세요 음, 네. 네. 아, 보시다시피 보시다시피 뒷면에는 네. 이렇게 집게와 그리고 옷핀이 네. 설치되어 있으니까 네. 옷에 고정할 때 용이하게 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또 여기는 QR코드가 적혀 있는데 네. 이 QR코드도 찍으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아니죠. 네, 찍으면요. 어? 제가 설명드릴게요. 하라이가. 어, 자, 여기 보이시는 이 키링은 여기 뒤에 바코드가 있잖아요. 이 바코드는 아무것도 안 나오지만 여기 보이시는 명찰 명찰에는 여기 QR코드가 하나 있죠 여길 찍으시면 저희 프로필이 나온다고 합니다 진짜? 네. 저희의 아, 프로필이 나온다고 해요 네, 아주 가치가 있는 그런 명찰이죠 명찰 이걸 찍으면 요즘에 또 나온다고? IT 시대니까 또 이렇게 어. 멋있다 프로필을 이렇게 찍어서 볼수 네. 있다고 합니다 진짜로? 예. 와, 와, 와 이건 진짜 몰랐다 와, 저도 몰랐어요 네. 와. 네. 오 여러분 정말 야 이거 혁명이죠 더, 정말 네, 더 갖고 싶지 않습니까? 네, 네 갖고 싶어요 갖고 싶어요 네. 네. 자 그러면 이번에 포토카드 포토카드는 저 같이 모아서 또 약간 비닐 벗겨서 주세요 비닐 어 괜찮 어, 이걸 이렇게 열어서 아제 거 소중한데 아, 아, 당신 비닐 주세요 그럼 <laughs> 알았어 여기 아. 그래 그래 너 미쳤어 형이 갈까요? 네. 네. 포토카드로 한번 보여요. 포토카드로. 짜잔. 호랑이 거. 루. 테레. 오! 오! 어, <laughs> 아 이거 <laughs> 네, 다 살까요? <laughs> 자, 은찬이. <laughs> 은찬이, 한빈이 형, 형섭이 형, 그리고 제 거 이렇게 했습니다. 비닐을 열어서 다시 열어서 보여드립시다. 세명 거는 열어서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네. 자 이거 하 잡고요. 네. 자 여기 바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laughs> 네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테레랑 루랑 파랑이 거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쁘죠? 네. 알겠습니다. 오 완전 완전 완전 진짜 너무 이쁘다 진짜 이거. 완전 깜짝이들이네. 진짜 네. 이거. 어. 짜잔. 네. 여러분 어떤가요? 아 완전 영어 왕이라고 지금. 예뻐요. 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쁘다 어, <laughs> 네. 너무 예쁘네 드리고 싶어요 진짜 가져가세요. 드리고 싶은데 아, 가져가세요 이거 갖고 네. 싶어요 네. 모두 갖고 싶다라고 네. 음. <clears throat> 자 우리가 또 이렇게 명찰과 학생증이 있는데 네. 네. 실제로 템페스트는 학창 시절에 이 명찰과 학생증을 어떻게 메고 네. 어, 어떻게 메고 다녔는지 음. 그러면 네, 네, 얘기하기 전에 네, 얘기하기 전에, 전에 우리 중요한 걸 말씀 하세 아, 중요한 걸 말씀 이걸 사고 싶은데 어디서 사야 돼요? 네, 어디서 사야 되냐? 이 굿즈를 네. 어디서 구하시냐면 어디서? 어, 다음 주부터 다음, 다음 주부터 주 판매가 희 저희 샵 네. 유토피아나 샵 유토피아나 샵 유토피아나 네. 샵에서 이 굿즈를 판매할 예정입니다. 네. 유토피아나 샵입니다. 네. 네. 다음 주부터 열릴 예정이니까 많이 많이 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주일간. 네. 일주일간 판매가 일일주일간만 네, 네. 열린대요. 그게. 아, 일주일간? 네. 네. 일주일 동안만 딱 판매를 하고 그 뒤부터는 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 아 저도 한1개 정도 사놓으려고요. 오, <laughs> 욕심쟁이네. 욕심쟁이가 저. 네. 이건 일주일밖에 없어 소중해가지고. 일주일입니다, 여러분. 진짜 네. 딱 일주일입니다. 맞습니다. 네. 유토피아. 어, 근데 이게 인생 네컷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인생 네컷이 있고 또 이렇게 또 학생증 증명 사진이 있는데 네. 혹시 다들 증명 사진 좀 이렇게 잘 찍나? 어떻게? 아. 어. 증명 사진. 증명 사진. 증명 사진. 네, 네, 전 진짜 못 찍거든요. 꿀팁. 네. 네. 좀 찍기가 사실 어렵죠. 그쵸. 음. 잘 나오기 어려우니까. 네. 저는 고등학교 때 졸업 사진을 찍었을 때 있잖아요. 네. 음. 졸업 사진도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단정하게 해서 그쵸? 찍는 그런 사진이었는데 네. 제가 그때 촬영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염색을 하고 있었어요. 음. 이제 염색을 하고 있어서 노란색 머리였나? 아마 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증명사진을 찍는다 해서 제가 인터넷에서 막 그 컬러 왁스 아. 뭔지 아세요? 음. 컬러 왁스라고? 검은색 컬러 왁스가 있는데 이 왁스를 머리에 바르면 검은색으로 변해요. 음, 그래서 왁스를 머리 전체에 이렇게 바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떡, 떡 머리가 떡집니다. 네. 어. 그 상태에서 찍었어요 제가. 아 저는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궁금한데? 아 그래도 스프레이보단 낫잖아요. 아, 스프레이, 스프레이, 스프레이, 스프레이 뿌렸어요. 나 그걸로 할 거야. <laughs> 아 근데 왁스를 하고 가면 하루 종일 그 찝찝한 상태에서 머리 떡져 있고 음. 그 음. 만지기도 힘들고 음. 잘못해서 막 이렇게 하면 검은색 묻어나. 아, 아, 너무 힘들었어. 아, 예, 아, 아, 아. 근데 어떻게 뭐 결과물은 좀 괜찮았어요? 결과물이요? 만족?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아, 예, 예,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렇다고 합니다. 네. 네. 제가 판단 못하겠습니다. 네. 아 저는 그 졸업 사진이나 증명 사진 찍을 때 네. 꿀팁 아닌 꿀팁이 있는데 네. 그 그런 걸 좀 추천드려요. 가능하면 되게 좀 어,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되게 무게를 실은 메이크업이 아닌 기본 메이크업, 자연스럽게. 어, 자연스러운 메이크업, 음. 수수한 메이크업이라고 해요 네. 음. 그런 메이크업을 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게 나오고 음, 뭔가 좀 학생다 학생답기도 하고 음. 그리고 나중에 봤을 때도 후회가 없다. 그렇죠. 음. 네. 풋풋한 느낌. 풋풋한 느낌이 들죠. 음.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찍는 걸 추천드립니다. 음. 네. 네. 뭔가 그 하나 하나 있는데 뭔가 찍을 때 당연히 자신감, 자신감, 자신감. 뭔가 아 제가 오늘 예쁘게 네. 마무리하자 그런 음. 그런 생각하면 더잘 네. 찍는 것 같아요. 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증명사진을 찍을 때 네. 저의 기준일 수도 있는데 저는 네. 웃어야지 잘나오것 같아요. 아 어. 뭔가 그 기쁨이 느껴져야 돼요 볼 때. 아 네. <laughs> 네, 약간. 어 맞지 맞지. 어, 이렇게 찍어야 뭔가 저는 되게 호감이 들더라고요 음. 제가 봤을 때도 음. 웃으면서 찍으면 볼 때도 좋죠 네,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이미 거기서 뭐 살짝 입꼬리 올려볼게 하면서 디렉을 또 주시잖아요 아,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이제 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또 하죠 또 네. 사진은 네. 사진이 진짜 명확하기 때문에 네. 긴장을 하면 긴장을 한 티가 나요 아, 사진에 맞아요 진짜 아, 그래서 카메라 이제 렌즈를 있잖아요 렌즈를 이제 사랑하듯이 이렇게 좀 아. 쳐다보면은 음.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음. 항상 그랬거든요. 방송을 할 때. 팁도 너무 귀엽다. 네, 음악 방송할 때도 그렇고 음. 네, 카메라를 사랑하듯이. 카메라를 사랑하듯이. 너무 깜찍한. 카메라 되게 여러 대 있는데 그럼 다 사랑하는 거. 그 그쵸. 그쵸. 다 사랑을 하나 하나 다 이렇게. 그쵸. 다 와. 꽃에 꽃잎을 보듯이. 네. 이렇게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보는데 다진 학생진 사진이 다 너무 잘 나왔더라고. 음. 네. 그쵸 잘 나왔죠. 그러면 그렇죠. 학창 시절에 네네. 네, 학생증이나 명찰을 어떻게 메고 어떻게 들고 다녔는지 오. 어. 에피소드 같은 거 있어요? 학생증. 실제로 학생증이 있었나요? 학창 시절에? 어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있었어요. 어, 없는 것도 있었어가지고 아, 저도 아, 있긴 있었는데 네. 어떻게 생겼었어요 학생증? 저는 완전 카드처럼 네. 지갑에 이렇게 넣고 다닐 수 있는 아, 음. 그런 식이었는데 아. 보면 1학년, 2학년, 3학년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색깔이 다 달랐어요. 아 예를 들어 제가 1학년 때 딱 들었을 때는 초록색이었고 그 다음 학년 파란색 그 다음 학년은 네 모르겠습니다. 어 나도 1학년 때 초록색이었는데. 어. 나 나도 초록색이었어. 어? 어 초록색? 어 초록색. 뭘좀 어, 알아요? 어, 어 뭘좀 알아? 아, 나도 초록색이야. 네. 오늘은 그 학년마다 색깔 바뀌었어요. 네, 학년마다 색깔 어. 바뀌었어요. 아, 알았어요. 그 저희 학교는 그 만약에 일, 그, 그 입학할 때 그 색깔이 정해져요. 만약 빨간색이면 그럼 1학년부터 2학년까지 빨간색이에 아, 아, 나도 그러니까 여아 어, 그거예요? 나도, 들 1년마다 색깔이 바고 있어. 어. 아, 나도 바뀐나는줄알어 아. 나는 그래서 학생증에 들어가 있는 색깔또 초록색이고 체육복도 초록색이었어. 오. 어. 명찰은 색깔이 있죠. 명찰, 명찰도 맞아. 색 명찰도 색깔 이 있죠. 명찰도 초록색이었어. 그리고 명찰은 아예 그냥 여기 박혀져 있었잖아요. 그쵸? 맞아요. 네. 어, 아, 저, 저는 명찰이 이렇게 나왔어요. 아 어, 정말요? 오 진짜? 이런 식으로 나와서 색깔도 초록색이고 우와. 파란색이고 하얀색이었어요. 오, 진짜 신기해요. 나는 그냥 그거였는데 천? 아 진짜? 그 그냥 네, 초록색 맞아 네. 네. 그거였어 YM 아. 전, 그, 저 학교에는 네. 그 아예 없었어요. 그냥 그냥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냥 아 이름 모르면 모르는 거고 그냥. 아,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명찰을 이렇게 달고 다녔어야 되는데 이게 교복을 빨거나 할 때는 빼야 되잖아. 그렇죠. 빼야 되는데 이게 같이 넣었어요? 그치 같이 넣을 때도 있고 아. 같이 넣으면 이제 여기 안에 물 들어가고 그 물 차는 거 알죠? 어. 여기 물 들어가고 그리고 또 빼니까 이게 가끔 묶일 때 있잖아요. 그런 음. 벌점. 진짜? 아 맞지. 그리고 아, 이렇게 끼고 다닐 때 조끼가 너무 크면 조끼가 이렇게 한쪽 쳐져요. 아 맞아. 아. 아. 한쪽 이렇게 쳐져요. 아 옷이 한쪽으로 쳐져서. 음네 아무튼 저희 굿즈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 굿즈뿐만 아니라 네. 하나더 있습니다. 그쵸? 뭐죠? 바로 템캐스트 캐스트 네. 비하인드 포토북입니다 정말 다양한 사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데뷔 네. 전부터 맞아요. 네, 데뷔까지 저기 지금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아, 네. 어, 네. 맞습니다 템캐스트는요 템페스트랑 브로드캐스트를 이제 합쳐서 템캐스트라고 어, 하는데 어, 이쪽 방향으로 네네네 아, 아직 아. 공개가 안 됐구나. 아 아, 아, 아, 죄송합니다. 그럼 저희 표지만 살짝 이렇게 아, 아 네, 여기까지. 네. 네. 무려 200페이지입니다. 200 페이지. 200페이지. 와. 근데 이게 템캐스트라 했잖아요. 네. 정확히 왜 템캐스트죠, 이게 근데? 이게 이제 템페스트랑 네. broadcast를 합쳐서 합성. 네. 합성을 템캐스트. 또 Bad News로 네.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네. broadcast. 맞아요. 네, 맞아요. 템페스트. 뉴스의 네. 느낌을 살려서. 맞아요. 뉴스의 느낌을 살렸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비하인드북에 실릴 사진들을 조금씩 볼 건데 네. 제가 듣기로는 저희가 찍었던 하이라이트 메들리 때 사진이 음. 많이 담겨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 아, 네. 되기 전에. 그럼 저희가 한번 살펴볼까요? 저희 네. 이거 표지 보여드리고 살펴보면 될까요? 네. 표지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짜잔. 짜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 좀 가까이 가서 보여드립시다. 템페스트의 손이 어, 뭉쳐져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네. 오는. 아 이게 공개하면 해도 되는 건가요? 표지만. 어. 표지는 이렇게 생겼고요. 네. 이 템캐스트는 제목이 계속 바뀐다고 합니다. 음. 그 말하면 안 되는구나. <laughs> 죄송합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사과쳤어요. 네. 네. 저희 저희는 몰라요. 네, 저희. <laughs> 근데 이거 확실한 게아니요 아, 네, 맞아요. 확실하지 않아요? 몰라요, 저도. 아, 근데 이게 디자인이 진짜 이쁘네. 어. 네. 뭐 어디 그 무슨 샵에 가면 뭔가 꽂혀 있을 네.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진짜 그런 느낌이죠. 네. 네. 뭐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그 사진을 보면서 그 비하인드를 좀 얘기해 볼까 하는데 사진을 어떻게 여기 옆에 가면 이렇게 옆에 있어요? 근데 옆에 때문에. 오. 오. 그러 그러니까 음. 템캐스트. 템캐스트. 오. wow. 하라메 때 사진이네요. 네. 오, 음. 맞아요. 아주 기세등등합니다. 네. 같이 보여드립시다 우리. 이거 어, 보여드려도 되나요? 네, 뭐. 야오. 네, 조금만. 아, 네. 조금만. 네, 아, 그럼 이것만 보여드립시다. 어, 이거 보여드릴까 봐요. 네. 짜자잔. 짜자잔. y 아, 네. <laughs> 보여드릴 거면 다. 너무 잘했다. 뭐 이거 보여줘도 되는 거야? 보여드릴게요. 아, 뭐, 뭐. 그럼 우리 다 보여드릴. 됐어. 어차피 사진 200페이지나 있는데. 그쵸. 그 중에 일부밖에 안 됩니다. 네. 또 볼까요 이제? 네. 오, 이렇게 오다 어. 같이 뭘 들고 있어요. 음. 단체 사진도 있고. 오. 오. 오. 개도 있어요. 뭐야? 아, 귀엽다. 와. 한민이 형. 애기 같다. 한민이야. 음. 오. 오. 어. 윙크 예. 어, 좀 애기 같이 나왔다. 뭔가 l o o k like baby. 아, 아, 이게 누구야 이게? 누구야? 아, 너무 좋은데? 아, 너 별로다 이 사람. 김태래 김태래. 어이 오. 뭐야 입 뭐야? 오. 어. 오. 어. 어떤 걸 이렇게 아. 음. 바랑 씨 위험해요. 네. <laughs> 네. 아, 어, 머리가 아, 많이 멋있네. 어, 머리 색깔이랑 똑같네요 아, 이게. 어, 지금 이랑 완전 다른데. 그러게요. 어. 누구야 이게? 누구예 누구야 이게? 어. 그럼 이제 없네. 이제 개인 컷도 실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물론 아직 release 되기 전이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맛보기를 조금이라도 저희가 어. 보여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개인 컷 가능합니까? 개인 컷 가능합니다.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 거 보여주자. 어, 그러니까 왜다 보여드리자? 스물 어, 어, 몇 장. 몇장 안 보여드려? 그냥. 아, 그러면 너무 스물 몇 장인데 괜찮지? 약간 이제 구미가 당기게 한 명만 한 명만 한 명만 한 명만 한 사람당 한 장. 한 사람당 한 장. 오케이, 오케이. 한 사람당 한 장씩? 아니, 여기 한 장씩 나오는 컷 있잖아. 이거. 아, 한 사람당 한 사람당 한 네, 장씩. 네. 아. 근데 어차피 릴리즈가 된 거라서. 아, 그럼 아래 거 보여드릴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한 장씩만 보여드리자 아,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이렇게 딱 싹 보여드릴게.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가까이 가서 보여드리지 네, 내려가서 다 보여드리는 거. <laughs> 뭐뭐뭐 아, 0.5배속 하세요. 0.5배속. 쓱싹쓱싹 보여드릴게요. 네. 네. 시원하게. 어차피 고시. 자, 저희 한빈이 형입니다. 유토피아나 샵에서 살 수 있습니다. 네. 유토피아나. 유토피아나 샵에서 사실 수 있고요. 저희 한빈이 형 너무너무 귀엽죠? 눈 두 눈을 이렇게 질끈 감은 질끈. 네, 너무 귀여워요. <laughs> 자, 다음 사진 보여 드릴게요. 슝. 네 다음은 형섭이 형 야호. 형섭이 형 이렇게 볼 볼콕을 하고 있죠 네. 너무 깜찍하지 않아요? 이 볼콕을 함으로써 여기 뒤에 이렇게 물감이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너무너무 귀여워요 자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아, 역시 훈남 우리 혁이 형 wow. 역시 훈남 지금 이렇게 페인트 칠을 하는 거 보이시죠? 하나밖에 없다. 네. 자 시선은 다른 곳으로 고정되어 있고요. 페인트 칠 이렇게 이쁘게 하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 너무너무 잘생겼죠? 음. 네. 자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네. 아, 우리 은찬이. 은찬이 우리 병아리 같이 너무 너무 귀엽지 않나요? 네. 저기 입술이 너무 너무 매력적인 은찬입니다. 네. 자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또 Yes. 야 우리 리더 의용이 루아 리더 루 아, 어. 리다르 리다르 네 리다르입니다 이렇게 뭐, 무언가를 재고 있는 듯한 이런 포즈 너무너무 귀엽죠? 그, 그, 거 아니에요 그 이거 여기 그짠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그게 네, 데 그게 뭔데? 너무너무 멋있죠? 자 이렇게 무언가를 이렇게 재고 있는 듯한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답은 누구지? 다음은 다음은 넘기죠. 영혼 좀 더. 예 다음 다음은 제 사진인데 아저 이렇게 열심히 설명했는데 용기랑 <laughs> 네, 네. 다음은 파랑이. 네 다음은 접니다. 예. 다음은 접니다. 저는 이제 한 손에 이렇게 스프레이를 들고 이렇게 밴드를 붙이고 있고요. 이렇게 좋아요를 하고 있어요. 어, 파랑이 잘 나왔다. 잘 나왔다. 어, 다- 어, 고정 같다. 아, 네. 네, 네 다음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진짜, 나빴다 자 다음은 테레 아, 테레도 정말 깜찍한 우리 막내 너무너무 귀엽죠 이렇게 웃는 모습 보세요 이 웃는 모습이 너무너무 매력적인 우리 테레입니다 네. 너무너무 귀엽죠? 네, 자 그러면 네. 개인 사진을 이렇게 다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쵸? 아쉬우니까 아쉬우니까 아쉬우니까 아쉬우니까 단체 사진 한번 아. 보여드릴게요 네. 저 이렇게 다 보여드리면 우리 이제 대표님한테 불려갈 수도 있는데 어. 아무튼 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있는데요. 네. 네. 어. 사실 저희가 이 하이라이트 메들리를 찍었던 어. 장소가 네. 저희 본사 1층이에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건 네. 몰랐지. 그건 몰랐죠. 아무도 몰랐지. 네. 1층에서 찍었습니다. 있 1층, 1층에서 찍었습니다. 네. 예, 그렇다는. 그렇다는. 그렇다는. 근데 실제로 촬영이 재밌었어요. 네. 네. 그리고 이때 사실 굉장히 좀 시간이 몇 달 지나지 않았나요? 이제 지금 그때가 그때 2월이 1월 1월 1월이었어요. 1월 7일이었습니다. 정확히 기억했어요. 네. 와, 아, 데뷔 전에 데뷔 한창이네. 어 맞아요. 어 회사일 것 같았어. 오, 것 같았어. 오, 오 정답. 예상하신 진짜요? 네 진짜요. 네. 거짓말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네. 아, 네 저희 이렇게 네. 굿즈 이렇게 유토피아나 샵에서 아 유토피아나 샵에서 맞습니다.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네. 저희 이렇게 저희 개인 이렇게 명찰이랑 또 우리 학생증 그리고 포토카드 인생 네컷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각자 멤버도 하나 있으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저희 캐스트 템캐스트 잡지도 있으니까 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네 그리고 템캐스트 behind book에는 저희가 직접 작성한 재미있는 인터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들도 함께 참고해서 봐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직접 작성한 것들이 그렇습니다. 네. 경찰이랑 학생증 개인으로 가는 거야? 아니요 다 같이 패키지입니다 한 세트입니다 템케스 때북 하나 그리고 이렇게 세트 하나 네총 두개 네. 네. 어. 네. 판매 기간. 어디서 살 수 있냐고요? 유토피아나 샵! 예. 유토피아나 샵입니다 유토피아나 샵이요 네. 다음 주부터 다음 주부터 네. 판매한다고 하고요 일주일, 일주일. 동안만 저희 일주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기간 임박 네 개봉 박두 네, 빨리 사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어, 네, 제가 템페스트 북은 아직 근데 저희가 직접 받아보지 못했잖아요. 네, 네. 저희도 직접 다 못 봤습니다. 네, 진짜 근데 그 저도 빨리 받고 싶어요, 진짜 그 템캐스트요. 네, 템캐스트. 네, 아, 네 맞아. 200 페이지. 얼마나 두꺼울려나? 이만큼 이만큼 두꺼운 거. 그 그런 거 있잖아요. 미용실에 가면 잡지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음. 약간 그런 데 있어도 좀 어, 그런 음. 느낌. 어울리지 않나요? 그렇죠. 네. 진짜. 네. 뭔가 그런 디자인적으로도 뭔가 이렇게 음. 두면 어. 아주 이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표지만 봤어도 봐도 그 집에서 음. 인테리어용으로 맞아요. 인테리어 북처럼 이렇게 탁자 음. 아. 위에 놓거나 아 어, 맞아요. 저 그거 얘기합니 아니면 북선반 이런 데나 두거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맞아요. 좋았어요? 맞아요. 아, 네. 네. 아, 이집 장사 잘하네요. 1장1장 예약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1장이면 뭐가 오죠? 극장 예약. 어? 우이? 어. 우이? 네. 현기증 아, 나. 빨리 갖고 싶다. 음. 너무 좋다. 네. 아, 음. 앞사. 음. 아, 네. 뭐지 이게? 네. 라면 받침? 네. 꽃받침? 라면 받침도요? 꽃받침이요. 아 꽃받침이요. 아, 꽃받침. 아, 아, 라면 받침이라니 무슨 소리예요? 아 그리고 라면 받침 하니까 우리 라면 boy 오늘 네, 템페스트 3화에서 아 라면을 아주 맛있게 먹던데요. 아, 맞아요. 아. 제 생라면 맛. 맞아, 나 템플릭스 보셨나요, 아이분들? 템플릭스. 네. 템플릭스 3화로 나왔나요? 네, 2.5화. 2.5화죠. 2.5화. 2.5화죠. 2.2화예요. 2.2화. 2.2화. 네. 아, 2.2화. 그렇죠. 2.2화? 네. 오. 어. 오, 이렇게 수 단위로 끊어가는 건 처음인데 2.35합 이런 것도 있나요? 그런 거 아, 아, 간이형 간이형 느낌. 아, 아 네. 그 저희가 오늘 템플릭스가 올라왔는데 네. 템페스트 회식 회식 네, 맞아요. 나왔습니다. 네. 네. 네. 만약에 저녁을 지금쯤 다 드셨을 텐데 만약에 안 드신 분이 계신다면 저녁 드시면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도 네. 먹고 있으니까. 네, 영상에서. <laughs> 영상에서. 네. 아 그때 에피소드 좀 얘기해 볼까요? 어땠나요 그때 당시에? 아,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었지. 맛있었지. 저 진짜 맛있었어요. 아, 맛있었어요. 저희가 근데 고기를 네. 저희가 점심 시간에 먹었잖아요. 네. 그렇죠. 점심 시간에 먹었는데 저희가 뒤에 레슨이 있었거든요. 아 맞아. 맞아. 그래서 사실 더 먹고 싶었는데 뒤에 레슨 때문에 시간이 아, 너무 촉박해서 맞아요. 맞아요. 그때 갔었던 그런 기억이 네. 있습니다. 음. 아, 아쉬웠어요. 저는 그때도 얘기를 했는데 그 고기가 진짜 너무 맛있어요. 맞아요. 진짜, 진짜 맛있긴 했었어요. 조금 그 다섯 손가락이 안에 드는 음, 음. 그 정도의 맛이었어요. 어, 저도요 진짜.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맞아. 그 부위 이름이 뭐였더라? 그 가브리살. 가브리살. 네. 가브리 가브리 네. 가브리살. 가브리살. 가브리살. 가브리살이라 오겹살도 진짜 맛있어요. 노겹살. 네. 오겹살. 아, 네. 진짜 맛있습니다자 그러면 나 물어보고 싶은 거 다시 한번 물어보자면은 형섭이 형이랑 같이 있을 때 먹기 좋은 아, 아, 아 강섭이 형과 함께 아니라면 <laughs> 아니 대답할 수없었 혼자라면 정답은 이미 많이 나온 것 같은데 강섭이 형만 없다면? 라면 <laughs> 이름이 아니잖아 성섭이 형이랑 같이 안 가면 아, 진짜 재미없다 피크닉이요? 음...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 나 남자라면 좋아 그때 뭐지 비빔면이었나? 쫄면이었나? 비빔 비빔국수아 비빔국수. 아, 아, 그때 먹었는데 그때 엄청 많이 먹어가지고 되게, 되게 맛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진짜 맛있었습니다. 뭔가 사실 저희가 이렇게 또 워낙 그 중에 또 바빴다 보니까 뭐 이렇게 회식할 기회가 또 많지는 않았잖아요. 네. 정말 네. 좋은 추억이었어요. 진짜 좋은 네. 너무 좋은 추억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제 고기를 구워주신 분께서 음. 네. 이제 고기를 먹는 순서까지 아 맞아 음, 맞아 맞아, 음. 맞아. 기름 부위가 없는 부분부터 이렇게 맞아. 네. 뒤로 갈수록 기름이 많아지는 순서를 또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그리고 저희가 엄청 편하게 먹었는데 그럴 수 네. 있었던 게 저희가 그 촬영 때문에 이 가게 오픈하는 시간 전에 음, 맞아서 저희가 음. 이렇게 먹었습니다 네. 사장님께서 양해를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저가 정말 편하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맞아요 진짜 맛있게 진짜 먹었어요 아 맞다 그리고 반찬 중에 그거 기억나요? 그 토마토? 토마토. 오! 토마토. 토마토. 아니 토마토 아니, 소박. 그 소박. 아, 토마토 소박이. 근데 진짜 그게 소박 토, 마토 소박이가 진짜 그 소박이 맛이 났어요. 오 맞아요. 음. 맞아요. 그래서 먹으면서 되게 신기하고 맛있었어요. 음, 맞아요. 그 진짜 새콤달콤한 맛이었습니다. 네. 토마토 소박이 맛있었어요. 네. 음. 그리고 또 이제 카메라에 찍힌 거 보면 앞에 막 물이랑 같이 네네. 옆에 막 샴페인 같은 네네. 그런 병들이 있었잖아요. 네. <laughs> 사실 그것은 저희 게 아니고요. 그냥 데코레이션으로 있는 맞습니다. 그런 병들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아, 네. 또 고기의 육즙이 아, 아 육즙이야 진짜. 아, 네, 장난 아니었어요. 아, 진짜 맛있었어요. 또 먹고 싶다. 네. 뭔가 다 처음이었어요. 저희끼리 그렇죠. 네. 처음 가본 동네이기도 했고. 음, 네. 맞아 맞아. 처음 회식은 처음이 아니지만 회식 처음은 아닌데 거의 이렇게 좀 네. 촬영이 이제 처음이었다는 아개시 네, 아, 네, 촬영이 아. 처음이었고 음, 네. 그죠 카메라 꺼지고 더 시켜서 더 먹지 않았나 막 밥도 더 시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쵸 아, 뭐 되게 아, 네. 아, 아 시켜 먹었어요 어, 카메라 꺼지고 더 먹었어요, 먹었어요. 맞아요 음. 네. 너무 맛있어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또 그날 또 햇빛이 장난 아, 날씨 너무 좋아요 좋아가지고 그때 날씨 너무 좋았어요 뭘 많이 찍었잖아요 그쵸 그죠? 이쁜 셀카를 <laughs> 많이 찍었어요 <laughs> 맞아요 셀카 <laughs> 많이 요 정리하고 그래서 올리겠습니다. 네, 네. 네. 예쁜 자연광을 받는 셀카 음, 네,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진짜 너무너무 좋은 추억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 회식이 거의 처음? 처음? 처음이잖아요. 그 뭔 보여드리는 건 거의 처음이죠. 보여드리는 건 거의, 처음. 보여드리는 건 거의 처음인데 또 저희들이 이렇게 뭔가 그 먹는 모습 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정말 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뭐 얘기가 나온 김에 템플릭스 이제 3화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네. 그걸 보면은 이제 마지막쯤에 뭐 제가 뭐 이러이랬으면 좋겠는 어. 희망사항을 얘기하는 부분이 어, 있어요. 네, 네, 그렇죠. 네. 뭐 아무튼 그렇다고 네 얘기를 네. 싶었어요. 3화에는 템플릭스 3화 기대해 주세요. 스포는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언제나 그 시험을 볼때그 정답은 그 지문 안에 있죠. 그렇죠. 네. 그 언제부터 팔릴 수 있어 이거 굿즈 말씀하시는 거면은 다음 주부터 다음 네, 주 네, 유토피아나 shop에서 release 될 예정입니다. 네, 네 유토피아나 shop입니다. 네. 다음 주부터 일주일간 네, 열립니다. 네.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laughs> 저희 패키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인생의 과 포토카드 그리고 학생증, 명찰, 명찰 이런 식으로 다음 주 일주일간 유토피아나 shop에서 열릴 거고요. 이것과 함께 템페스트의 behind book 템캐스트가 함께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네 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네. 저희 템캐스트도 올라오고 네. 이쁘니까 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네, 지금 당장 댓글로 문의 주세요. 네. 띠링띠링 시간이 없다고요. 네. 띠링띠링 지금 당장 문의 주세요 우리 알아? 우리 약간 그거 저는 폭주 아, 네, 알죠 네, 지금, 지금, 지금 다 소진됐어요 지금 재고 소진입니다 마지막 한개 남았어요 1분 남았습니다 방금 네. 마지막 상품 하나가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네. 아. 아. 유토피아나 샵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단 일주일간 정말 일주일간 판매한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네, 하자 없습니다 네. 안 사요. 네,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누구시지? 사사사 떴다. 돈 아껴 안 돼요, 안 돼요. 돈, 안 돼요. 어떻게 내가 품절시킬 듯. <laughs> 해외에서도 살 수 있나요? 살 수 있습니다. 예! 충분한 소장 가치가 있다고요. 네. 해외 배송 가능. 이라고 합니다. 이게 처음이잖아요. 저희가 이게 생긴 게굿가 네, 그만큼 이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맞아요.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의미 있다 생각해요. 네. 당장 달려가. 쇼핑이라고. 네. 네. 당장 달려가. 예, 네, 당장 달려갈. 통장 번호를 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laughs> <laughs> 안 돼요, 안 돼요. 네. 근데 그거 알아요? 제가 옛날에 19살 때 네. 제가 홈쇼핑 컨셉으로 네. 자기 p r 한 적 있어요. 알아요? 알아요. 네, 네, 알아요. 알아요? 아. 아무튼 그렇, 그래, 그렇다고요. 아, 아, 네, 네. 네. 어. 네, 얘기, 얘기해보고 싶었는데. 아, 좋아요. 그런 팀 아, 아니다. 너무 오랜만이다. 그쵸? 음, 오랜만이다. 뭐 방금 뭐 본인은 약간 선, 선고 그런 느낌.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게 있답니다. 네. 1억이더라도 살게. 와, 7억이라도 아. 살게. 와. 그렇게까지 비싸진 않아요. 네, 그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오, 바로 주문할게요. 형서 오빠 안 사도 음. 되지요? <laughs> 아니 닉네임이 형서 오빠랑 같은 지역 출신? 어디 사세요? 설마 아는 사람? 아는 사람? 네. <laughs> 아는 사람. 무슨 노래죠? 얘기. 아, 아는 사람 얘기해 줄게 며칠 네 <laughs> 오, 우와 유토피아나 샵에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댓글 달면 되는 거지 얘들아 아, 오, 고맙습니다 좋아요 네 그렇게 전혀 비싸지 않습니다 댓글 달아주시면 좋아요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굿즈가 전혀 비싸지 않고요 저도 사실 가격은 잘 모르지만 네. 그래도 많은 우리 아이분들이 <laughs> 사실 수 있게 가격은 조금 낮은 금액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네, 희망사항 네, 희망사항입니다. 네. 아, 네. 은찬이 윙크해주면 살 거예요. 자, 은찬이 윙크 합시다. <laughs> 아까 윙크했거든요, 아, 했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많이 네. 있어요. 또 네. 뭔가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재밌는 모습들. 맞죠? 또또 네. 또 아까도 오. 말씀드렸지만 그 템캐스트에는 템페스트가 직접 적은 인터뷰 내용도 있으니까 그쵸? 더 맞아요. 재밌습니다. 네. 아주 재밌을 거예요. 맞아요. 네. 완전 재밌을 거야. 재밌을 <laughs> 거야. 아니 이제 다들 그 애교하면 뭐 산다 이러시는데 네. 어떤 분이 저보고 그냥 나 저보고 사달래요 저는 아. <laughs> 그 저보고 그냥 사달래요 하나이가 사주는 걸 아... 어? 100개 사신다고 100개까지 말씀이라도 감 아까보다 조용히 옆에서 계속 이렇게 추임새를 넣고 계시는데 한빈이가 네. 댓글 좀 더 읽어볼게요. 네. 네. 읽어볼까 봐요. 네. 아, 제가 아까 어떤 네. 댓글을 봤는데 네. 네. 제 바지가 지금 이렇게 찢어져 있는 바지잖아요. 네. 네. 네. 누군가 꼬매주신다고 이거. 아 <laughs> 일부러 찢어져 있는 그런 바지입니다. 아, 아 그런 거였어요? 네. 아, 패션이죠? <laughs> 아. 아, 저런 거 이제 아. 저런 거 입을 때 특징. 저 입을 때 이게 <laughs> 저, 저 구멍으로 발 한 번씩 나옵니다. 어 맞아요. 아, 아 맞아요. 인정 네, 인정. 사실 이 바지 제가 직접 찢은 거예요. 아 어, 진짜로? 네. 오. 어. 제가 이렇거 아니에요? 제가 찢은 거예요. 어, 아니 너무 자연스러워서 몰랐어. 제가 가위로 이렇게 찢은 거예요. 잘 찢었다. 잘 찢었다. 네. 저런 바지 있으면 꼭 그 구멍 사이에 이렇게 손한번 이렇게 넣지 않나요? 한 번씩. 아, 맞 저도 습관처럼 네. 이렇게 넣는데 다리에 손한번 이렇게 넣지 않나요? 그래서 아까 그 댓글 보고 좀 뜨끈한 거예요. 아주 뜨끈했어. 아, 아. 꼬매주신다 했을 때 어, 내가 직접 자른 것 같이 정말 그렇게 보이나 아 해서 뭔가 뜨끔했습니다. 아 우리 아이분들은 화랑이 춥지 말라고 아, 네. 아, 네. 신경 써주신 것 같아요. 아, 네. 아, 역시 네. 패, 패셔니스타 송화랑이라고. 아, 그 화랑이 형이 한번 여기 형섭이 형 그거 찢어주자 여기. 아, 안 아. 사용하겠습니다. 어, 테러리스트가 돼요. 어. 네. 어. 뭐라? 사용하겠습니다 네. 뭐라고요? 드립 실패. 네. 그 영섭이 형이 이 옷을 좀 뭔가 아껴 입는 것 같은. 어, 자주 입긴 네. 해요. 이제 이게 셋업 옷이거든요. 맞아요. 미아를 보여드릴까요? 네. 네, 네 보여주세요. 예. 와. 너무 잘 알려주는 어.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저는 100m 어, 앞에서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맞아요 진짜 멀리서도 어 저건 안영섭이다 네. 네 알수 있는 듯이 와 바지도 그럴 줄은 몰랐어 어 바지까지 세트입니다 네. 아, 예쁘다 예쁘대요 뭐냐 옷 <laughs> 예상치도 못했어 뭐냐 뭐죠 네 바지까지 세트였구나 헤헤자 그러면 오늘도 TMI 있나요? TMI? TMI. TMI. TMI. 오늘 TMI. Too much information. 저희가 운동했어요. 아, 아! 운동했어요. 오늘 PT 아! PT를 받았습니다. 네. 네. 아주 피 터지는 수업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은 어디 위주로 운동했더라 우리가? 오늘은 오늘은 광배근, 광배근 등, 네, 등 쪽을 많이 했죠. 등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오, 어, 네. 음. 아, 아, 아주 어, 지금도 이렇게 하면 자극이 와요. 혹시 루가 생각할 때 네. 템페스트에서 가장 몸이 멋진 멤버 가장 몸이 멋진 멤버? 아, 네. 네, 몸이 멋진 가장 몸이 멋진 멤버? 어, 다 멋진데? 와, 네, 진짜. 네. 뭐 이렇게 말을 처음 꺼내보는데 네. 템페스트처럼 몸이 멋집니다. 그쵸? 저희 운동 꾸준히 했었어가지고. 네, 진짜. 멤버 모두가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자기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오늘 제 TMI는 네. 아침에 아 말해 브랜드 말해 안 네. 돼요 음. 안 돼요 몰라요 돼요 돼요 아, 돼네 네, 아침에 저는 조던 매장에 다녀왔어요. 오, 어쩐 일로 다녀오셨죠? 아침에 네. 가로수길에 있는 조던 매장에 다녀왔는데 네. 아 근데 또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음. 그 신발 당첨 아, 오, 제가 또 축하드립니다. 제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신발을 이렇게 응모했거든요 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했는데 막 바쁘기도 하고 이제 막 정말 기대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쓴 그게 있는데 와. 응모가 당첨이 돼가지고 와. 아침에 조던 매장에 다녔어요 부럽다 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원래 이렇게 막 네, 잘하는 쉽지가 않죠 요즘에는 쉽지가 잘하는 편은 아닌데 네. 그냥 뜨길래 한번 해봤는데 이제 해가지고 어. 정말 아, 감사했습니다. 네, 어. 운이 좋네. 운이 좋네. 형이 오늘 신발 얘기해서 그런데 저도 오늘 저는 오늘 새로운 신발 신고 왔어요. 진짜요? 어, 어떤 신발? 보여요 어, 이거 어떻게 보여드리지? 여기 위에 올라가세요. 네. 와. 이쁘네요. 귀엽네. 네. 덩크. 네, 덩크네요, 네, 덩크. 네, 네 새로운 신발 신고 왔어요. 덩크슛. 어, 멋있네. 멋있네요. 아. 그거 신으면 이제 덩크슛 할수 있나요? 네. 오, 멋있다. 음. 아 문혁이 형 진짜 나빴습니다.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자 그럼 이어서 네, 혁이의 TMI. 저의 TMI. 네. 뭐주? 뭐주? 뭐주? 뭐주? 아 오늘은 아 평, 요즘에 좀 일찍 일어났잖아요. 네? 저 네. 조금 늦게 일어났어요. 아 조금 늦게 일어났어요. 근데 요즘 근데 조금 시간이 당겨지긴 했어요. 근데 아, 진짜? 아, 요즘... 예전에 비해서. 아 맞지? 그렇죠. 요즘 좀 네, 성실한. 음. 아니 <laughs> 나 나는 오늘. 한빈 이 형을 음. 오늘 아침에 내가 깨웠단 말이야. 네 맞아요. 근데 한빈 형이 한빈 형 이렇게 깨웠는데 한빈 형 지금 일어나야 되는데 어? <laughs> 한빈이 형 이렇게 일어나. 한빈 맞아. 장난 안 치고 맞아. 듣자마자 어? 맞아. 이렇게 아니, 항상 평소 제가 늦게 늦지 않게 맞아, 일어나는데 근데 오늘 알람 소리 뭐 없어요. 아, 그냥 어, 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없어요. 어. 어. 아 누가 껐어? 그 진짜? 둘 중에 한 명이 꽂, 끄지 않았어? 아니요 혁이 네, 난내거내거 내가 꽂어 그래서 아, 아 제가 늦, 늦췄다 그런 그런 생각이라서 어 늦었어 근데 제가 침대 내, 내릴 때마다 혁이 자고 있어 혁이 <laughs> 어. 뭔가 평소처럼 일어나는데 아, 아내가 늦지 않았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니까그 둘이 2층 침대 쓰잖아 아. 형이 위고 형이 아래잖아 아. 근데 한빈 형이 안 일어나면 한 형도 안 일어나 아. 그러니까 혁이 형은 그 소리 듣고 이제 일어난단 말이지 너 맞아 평, 평소 평소 그랬지 아한빈형 아, 내렸다 나 실수해야 되겠다 <laughs> 그런 생각이지 맞아 맞아 그건 맞죠. 그래서 이제는 형이 일어나면은 이렇게 이렇게 침대 이렇게 흔들어 <laughs> 네, 자다가 이렇게 이렇게 아, 나나좀 줄게. 어 진짜 <laughs> 자다 이렇게 깰 수 있으니까. 아, 내가 보기엔 그 상황에서도 형은 잘잘 거야. <laughs> 어 뭐지?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사람 TMI 없나요? 형섭이. 음 저의 TMI 저의 TMI는 오늘 뭐가 있을까? 아 음. 샵에서 메이크업을 받으려고 순서를 기다리잖아요. 네. 형이가 살짝 졸았어요. 네. 그러니까 어. 대각선에 있었는데 계속 눈을 뜨고 자는 버릇이 있단 말이죠. 맞아, 맞아, 맞아. 근데 그 기다리는 계속 이렇게 실내로 계속 저쪽을 이렇게,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 계속 네. 네. 저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계속 눈썹 했었는데 잔게 아니라 쳐다본 겁니다. 아 쳐다본 거예요? 네, 지켜봤네요. 네, 지켜봤습니다. 어... 아. 서명 뭐 졸았다고. 서명이 뭐라 하나? 음. 이렇게 지켜봤어요. 자면서 보고. 그게 이제 30분 이상 이렇게 계속 지속되고 있다 생각해요. 뭐 이, 이 장면. <laughs> 눈싸움 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이 싸움을 안 지네. 네. 뭐 은찬이도 TMI 있어요 오늘? 저 오늘은 아 아까 아까 아까 나랑 카페 갔잖아. 어, 아 맞아요. 오늘 카페 허랑이랑 카페. 아, 아 음. 그런 그런 거는 스타벅스 타벅 아, 네, 아, 네. 아 자꾸 아, 네. 아 자꾸 아니 내가 브랜드 말을 안 되고 괜찮습니다. 네, 아, 근데 항상 말하고 스타벅스 아. 항상 말하고 이렇게 되는데 아. 저는 오늘 TMI 얘기하자면 네.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화랑이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어, 어, 오, 오, 맞아. 동시에 같이 이렇게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렇게 둘다 커튼을 치고 나오는데 이렇게 같이 마주쳤어요 눈을. 어, 마주쳐가지고 마주치고 어, 어, 어. 어. 아침 인사 이거 맞아. 아침 인사로 저희가 아침부터 일어났는데 우유 루가 같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오. 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아침. 네, 아침에 같이 일어났습니다. 네. 좋네요. 저희 방은 맨날 딱 알람 울리면 형섭이 형이 저랑 동시에 일어나. 아, 맞아. 동시에 일어나. 이렇게 일어나. 그러면 형섭이 형이 뭐 다급해. 그러면 먼저 씻어난 다시 누워요, 저는. 음. 음. 아, 오늘 은천이랑 같이 일어났어, 내가. 음, 저는 다시 눕죠. 아니, 뭐. 같이 일어나는데 둘다 똑같이 나가니 그래서 화장실을 뭐 쓰나 보다 뭐 먼저 쓰게 해줘야지 하면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걷는 속도를 늦췄는데 화장실로 안 가더라고요 물 마시러 물 마시러 물 네, 마시러 아니 나는 갑자기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거야 그래가지고 어? 오늘 이거 출근 시간이 늦겠나? 아 오늘 지각하면 안 되는데? 땀이 약간 살짝 흐르는 거야 근데 침대에 별로 일어나고 싶지 않은 거야 계속 누워있다가 홍서병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홍서병이 뭐 이거 뒤적뒤적거리길래 오늘 출근 시간 바뀌었어야 돼 음, 아니 안 바뀌었어 해가지고 다 잤어 그쵸 제가 좀 제가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아나 숙소에 커피 타놓고 안 마시고 왔다 어? 아, 어, 맞아 아까 <laughs> 빨리 맞아 맞아 나 나나 머리 z 하고 해야 하고 있는데 어, 커피 어 근데 누구 건가? 아 그냥 어나못 마시고 아, 왔다 이거구나 네. 아 깜빡했다. 아, 갑자기 생각났네. 대현아 가서 마시죠. 이따 가서 마셔야지. 네. 아, 아잠 못 자요. 아 맞네. 아 네. 괜찮아요. 그 정도는 잠잘수 있습니다. 음... 네. 걱정돼서. 아 고맙습니다. <laughs> 자 오늘 저희는 네이 부채를 네아 네. 네. <laughs> 네, 네. 아, 맞아요 저희 맞아요 저희의 했고요 네네 네. 늦게 들어오신 분을 위해서 네, 한번 더 설명 주세요 네 네, 템페스트 공식 굿즈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오늘 V앱 켠 목적도 사실 이거였는데요. 자꾸 이제 다른 데로 흘러가 네, 자꾸 산으로 가네요, 저희가. 자, 템페스트 공식 굿즈, 인생 메커, 포토카드, 그리고 학생증과 명찰. 어, 다음 주부터 일주일간 유토피아나 shop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예이거를 사시면 여러분 어, 텐베스와 함께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었던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다랄까? 그쵸?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함께 텐베스트의 비하인드북, 텐캐스트도 함께 있다는 사실 음. 텐캐스트에는요, 음. 멤버들이 직접 작성한 인터뷰 내용까지 함께 들어있으니까 예. 네,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이게 동료가 이제 또 팬사대가 있잖아요. 네. 음. 이걸 한번 직접 우리가 차고 가볼까 어, 어, 싶어요. 정차를 어, 네. 좋은데요? 좋은데요? 네. 저희가 직접 차고 하면 네. 될것 같아. 가겠습니다. 어디 뭐 가방 아니면뭐 어디 옷에 옷 바지 네, 뭐 이런 귀걸이 이렇게 이렇게 귀걸이 목걸이 귀걸 귀걸이요? 귀걸이 귀걸이 이렇게요? 이렇게 그러면 귀걸이 아니 목걸이 뭐 이렇게 이렇게 하고 가는 걸로? 어, 내 단체로 저렇게 가죠. 이렇게 하고 가는 걸로? 네, 포즈도 이렇게 잡아셔야 돼요. 네. 어. 네, 출근 때 다들 저렇게 가죠 내 네. 네. 이렇게 와 반지 붙여가지고 이렇게 반지처럼. 아 네네. 어. 이게 패션 아이템이 될 수도 있다는 거를 네.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시대를 앞서가겠죠. 네. 절대 구매 예. 맞아요. 진짜 이거는 꼭 가져가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께서 진짜 이게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고 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 마음에 들어요. 네. 네. <laughs> 너무 예쁘고 저.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는데 명찰에 있는 이 QR 코드는 직접 찍으면 나온다고 합니다. 아, 프로필 프로필이 나온다. 프로필이 나와요. 그래서 네.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네, 너무 신기해요. 진짜 <laughs> 영원 좀 나와주세요. 네, 너무 신기한 거 같은데. 그리고 여기 뒤에도 바코드는 있는데 이 바코드는 그냥 멋이고요. 네. 네 대신 앞에 멤버들의 생일과 3학년 2반 클래스가 적혀 있습니다. 요. 네. 저희 이 굿즈와 그리고 템캐스트는 유토피아나 샵에서 구매하실 수 있다고 하고요. 네. 다음 주부터 일주일간 판매한다고 하니까 많이 많이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아, 우리 너무 장사꾼 같아. <laughs> 아무튼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여러분들께 직접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V앱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남은 하루도 따뜻하고 포근한 하루 보내시면 좋겠고요. 네. 내일 저희가 V 어, 팬사인을 하는데 직접 이동차를 타고 갈게요. 예! 네 오늘도 V앱 함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러면 이제 인사를 드릴까봐요. 네. 네. 자 남은 하루 따뜻하게 잘 보내시고 안녕히 주무세요. 지금까지 텔레베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고맙습니다. 안녕. 사랑해요. 사랑해요.